썸네일 네, 오늘의 날씨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날씨는 전반적으로 네, 맑음일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노브 뉴스 기상캐스터 KB입니다 네, 오늘의 날씨는 전반적으로 약간 맑을 예정입니다 맑네요 내일 날씨는 흐림입니다 다소 앞이 안 보일 예정이니까 운전이나 네 예, 걸으실 때 각별히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죠? 사실은 날씨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오니 어,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yes. Oh my god. Terrible. terrible. Oh, oh, terrible. Your diction is very oh, cool. Terrible. Terrible. Oh, um, your face oil and yep. chicken. Oh. Yes. Shaky, shaky. Yes. fried chicken. Yes, I oh, know. Yes, you know. I, I've already let give them my oil. Oh, my, my favorite food, chi uh, fried chicken. Fried chicken. Fried chicken. Fried. French. Fried. Fried. Fried. Fried. Fried. Kentucky Fried Chicken. Yes. Bye. Bye. Bye. That's good. Oh.